싶은 이 여자는 잘어오른이 쭈벌이 지루해진 이 거리 나를 움직이게 하지 해가 없는 미를 떠는 자 낯선 난이 짜릿함이 비록 사랑이 아니라도 오늘 밤 Don't be afraid 나와 춤을 출때 얼어버린 네 몸을 다 녹여줄게 Yeah Strength That's right That's right Baby you my valentine 새벽 2시 불타올라 같이 배운다 술 깨우지 마 yeah. 널 사랑한다 놈의 템포 너무 뻔히 똑같은 패러냐 맵봉 uh. 재미없음 내 손을 잡으면 내 느껴봐 눈이 마침에 피어날 도파민의 r a i n o Yo, I got my eyes on you 천천히 서로에게 닿는 중꽉 닫혀버린 문을 연애 막고 지겨운 꿈속의 꿈 If I can't work with you I don't wanna make a plan Having a plan for two 끌리는 대로 we go 끝이 없는 바다 속 우리 배경의 주인공 나의 마음을 알아줘 낯선 난이 짜릿함이 비록 사랑이 아니라도 그게 아니라 오늘 밤 don't be afraid 나와 춤을 출때 알려줄게 Shop with me, sure be no night J-Shop 우린 따라올라 yeah. No doubt when I'm sure baby you're my wild die 새벽 2시 불타올라 널 보러 이미 갔지 나 마치 paradise 우리 깨우지 마 내일 당장 지고 가면 만한 때도 다시 달려갈 거야 I got my eyes on you. The journey sort of wake it down with you. Quite that's a bone moon, you're my got to go, you're good, so baby, you my wild die. Save you cushy boy, tell No, it pulled away me, got you now. Much paradise, sweet girl, baby, you my wild die. Save a cushy boy, tell No, it pulled away me, got you now. Much paradise, sweet girl, you my.